시간을 시작하자마자 조금 늘었습니다 왜 늘었는지 모르겠지만 늘어버렸네 얘는 어 막았는데 못들었어땜 근데 아 막았는데 아 심장 심장 심장 할수 있다 어? 아싸! 이거이 바로 바퀴벌레 스텝이지! 이거이 바로 바퀴벌레 스텝!